비가 와서 못 가요. 비가 엄청 많이 와요. 비가 온다고 비가. 장수야, 비가 와서 운동 못 가. 비가 많이 와서 못 가. 비가 와서 못 가는 거야. 비가 계속 오니까 운동을 못 가지.